매운맛 맛있어? 무슨 맛이야? 매워 응? 매운도 맛있잖아? 맛있는데 매워 好吧。 왜 좋아? 조용하고 예뻐? 우리 음. 그 내밤 네 내밤 네 잘 때까지만 여기 다니면 안 돼요? 내일 올까? 응. 알았어. 왜 오고 싶은데? 좋은. 그리고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또 여기 와서 또 여기도 와요. 알았어. 그때는 다섯 번이나 자요. 오빠 효원이는 여기가 되게 좋다 네밤잘 동안 여기 한 번도 빼놓지 말고 오자 여기는 그거 같아? 여기는 안 열고 어